된다. 야야야야. 아우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 진짜. 오이 오이 들어가 그랬대. 아, 뭐 자꾸만 나올 뻔했는데 아쉽네. 뒤에는 안 보인다 이거. 와 아, 이거 뽕 들어갔으면 와. 저기서 큰거 아이가? 와.

어이구 어이구 씨 벙커 아 공이 맞구나 아 득단 아, 삐고 삐고 삐고 났습니다 득이 살리다니 득단 안 나서 뭐 페어웨이 좀 살아라 그래. 그좀 우리도 치자. 아, 방금 따라 이렇게 따로 따로 똑같이 따라 아이고야. 펑크.

라운드 자기 빡타기 지방 지 꼴린다 막 던지다 막 던지 오 어, 선생님 뭔데? 아, 이왜 이런 거야? 내가 내내 브라운 fairway. 돈까스. 뭐가 어. 와, 좋기 때문에 와! 와, 야, 도영이 철수하셨네. 탑핑. fairway. 그러니까 제주도는 fairway. 미감도 없고 아, 몰라 어. 나가서 몰라? 오! 이거 뭐야? 우와, 감루. 우와, 우와.